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개발자 노트 안내 2탄으로 브라운더스트의 2019년 업데이트 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8월 말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일부와 하반기 업데이트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길드 다니 콘텐츠인 점령전의 업데이트입니다. 이전 5월 개발자 노트에서 하반기 업데이트 예정이라 보여줬던 것인데요. 8월 29일 업데이트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점령전 컨셉으로 길드 단위의 PVP 전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의 점령과 수성이 중요한 모드이며 기존 길드전과 다르게 3개의 길드가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Q&A 코너의 신설입니다. 조력자 출시 이후 많은 유저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졌었고 대다수가 게임을 접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유저들의 진실한 충고에 대한 감사와 사과의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Q&A 코너를 신설하고 담당 GM을 배정할 것이며 앞으로 유저들이 보내는 의견에 대해 브라운 더스트 제작진이 고민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저들의 건의사항과 개선 방향, 적용 시점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브더 앞으로의 업데이트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저력자 획득이 어려워요. 7월 4일, 확적 획득 횟수를 도입해서 누구나 확정적으로 졸업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말로는 졸업자 한정 획득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시 이벤트인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우상용병과 졸업자의 계약 확률이 낮아요. 계약 확률을 0.5%에서 1%로 두 배 상향했습니다. 물론 이는 확률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뽑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지만 확률이 높아진 것에 체감이 된다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 졸업자 선물의 수급이 어려워요. 1회 미션 완료 보상, 기드 상점에서 원하는 졸업자의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자, 우성 조력자의 경우 호감도가 100% 되려면 선물이 500개 필요한데요. 기드 상점에서 50개씩 주 1회로 판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미션으로 하루에 20개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 용병단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요. jumping quest를 통해 전설 구강 용병 1명과 5성 구강용병 3명, 4성 구강용병 4명을 선택 지급하여 빠르게 진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번 용마성의 전투 밸런스가 너무 낮아요. 기존 용마성 용병의 밸런스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전설 조력자를 통해 플러스 15강 스킬 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 용병단은 전설 용병을 획득하고 성장시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jumping quest를 통해 용마성 중 한 명, 셀리아를 제외하고 구강 렉스킬랩의 상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7번 도력자 선물 중 남는 선물들의 처리 방안이 없어요. 같은 등급의 도력자 선물을 3대1 비율로 교환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8월 29일에요. 도력자의 문제점에서 도력자 시스템에 대한 중 한 가지였죠. 비율은 3대1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바바라 조력자 클레타의 선물이 소고기 꼬치구이만 975개가 있으니 원하는 용병의 조력자 선물은 약 190개 정도 그럼 38% 정도의 호감도 양이네요 8번 지하 경기장이 참여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진영 자동 배치 및 아이디 숨긴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진영 자동 배치는 그냥 가진 용병들 중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게 되면 진영 자동 배치로 일일 참가 보상 정도는 받으라고 돌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숨긴 기능? 이것은 어떤 돈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9. 지하 경기장 토너먼트 중계는 왜 안 하나요? 자동 배치 업데이트 이후 라이브 중계 및 중계권 제공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4분기에요 최근 저는 중계권의 바다 토너먼트 시즌4와 시즌9 중계를 하였습니다. 좀 시즌4 때 크리에이터 및 일반 유저분들께 중계권 제공 신청을 받았으나 일반 유저는 신청자가 없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9 때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만 중계권 제공을 안내한 것 같은데 아마 저밖에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중계권 제공 및 라이브 중계에 불만이 많았던 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중계를 하고 중계권 제공을 할건지와 관련한 이벤트 보상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10번 즐길만한 컨텐츠가 없어요 8월 29일 길드단위 컨텐츠의 길드 점령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악마성이 55층까지 캠페인 시즌2 16에서 20까지의 챕터 추가 캠페인 외전 챕터 추가 신규 world 보스를 검토하여 추가가 4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은 시즌2 11에서 15챕터가 6월 7일에 업데이트되었고 악마성은 50층까지 1월 3일에 업데이트, 캠페인 외전 스토리는 3월 18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일단 깰거리와 주화 이 제한 수급처가 생겨서 기쁘네요. 얼마나 다 깨는데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유니크 티켓의 수급처를 눌려주세요 지하 경기장 이외에 획득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경기장 관련 일리 캐스트 또는 승리 보상이 아니라 아예 지하 경기장 이외의 획득처라 하는 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12번 영혼 장비의 획득이 어려워요. 영혼 장비 획득 난이도에 대한 완화 장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획득 난이도라는 부분의 해석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토벌의 난이도 문제나 토벌로 획득되는 장비의 수, 장비 등급 또는 영혼 파편의 개수의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현재 난이도가 높은 건 본인이 원하는 장비를 얻는 게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번 신규 단장님들은 각성 수정 수급이 오래 걸려요. 그에 봉인된 수정동고 요일별 입장 제한을 해제하고 일별 초기화 가능 횟수 상한을 증가하고 각성 수정 패키지 구성품 제공량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어, 또한 상위 각성 수정으로의 승급이나 하위 각성 수정으로의 분해 등의 시스템 추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단장들은 수정 수급이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도 물론이지만 기존 단장들은 각성 수정이 남아도는 문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각성 수정 패키지를 비추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소통해주세요. 어,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정되거나 논의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Q&A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며 담당 GM도 새롭게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부더의 이제 하반기 업데이트 예정된 일정과 이미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